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키보드를 구매했어요 키보드 요거 지금 unboxing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Let's go 네, 알겠습니 이런 무게감이 있어요. 좀 묵직하거든요. 전반적으로. 자, 내부. 나왔고. 요거는 유선 키보드입니다. 그렇 꺼냅니다. 내려놓고 사용 설명서 성소설 그러면 부속품을 위로 놓고 전체 먼저 감독 어때요? 안전합니까 여러분? 소리 좋고 음. 요거만 할게요 높이를 맞추려 기가 막히네요 그죠? 음. 자 기똥참이다